Yeah, here comes another track. Zippy, boy. 택시를 타고 또 계속 들어 올려 마지막 힘 빡 주는 엉덩 벨트꽉 꺼줘라맨 눈빛 거의 볼라맨 트랩 always on my list 바벨은 무게 손안에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 깔짝거리는 건 안해 deadlift 한 번더전신 부셔 뽑아내 강해지기 원해 멋진 디테일을 원해 3대 500 if you want it 더 뜨겁게 body burn it 들어 높인 무게 들어 지금 이 노래 다시 태어나는 거야 지금 is your birthday 강해지길 원해 멋진 디테일을 원해 3대 500이표 원해 더 뜨겁게 body 번해 바쁜 땅끝 핑계버려 웃긴 백발 8번에 차라리 열정 pumping된 거울 속 내게 거스 경례 뵙고 싶어 데드리프 좋은 습관에 맞진 노선 술 약속 거슬려 다 취소선 난 중력을 더 거슬러가 맞춰주서 악몽을 꿨지 뭐야 근육 빠지는 꿈 생선 대가리 카레를 다시 마시는 중 거친 생각과 전설의 눈빛 다시금 중 멋지길 원해 멋진 디테일을 원해 3대 500 입혀 원해 더 뜨겁게 body 번해 들어 높이 무게 들어 지금 이 노래 다시 태어나는 거야 지금이 쇼 o u r b i 강해지길 원해 멋진 디테일을 원해 3대 500 입혀 원해 더 뜨겁게 body 번해 바쁜 땅끝 핑계버려 웃긴 백발 8번에 차라리 열정 pumping된 거울 속 내게 거스 경례 Live it up now 안 된다면 네 무게가 아닌 건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마더 낮춰 널 쳐다보는 건 대단해서가 아니야 시끄러워서 빡쳐 구분 허리 좌표 안 된다면 네 무게가 아닌 건 제발 소리 좀